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에이터 신비입니다 제가 드디어 바바라가 15강이 되었습니다 그의 직접 사용한 바바라 15강 정리 영상을 들고 왔으니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지난 4월 11일에 조력자와 함께 여러 용병들의 리뉴얼이 있었습니다. 바바라도 그 리뉴얼 용병들 중 하나였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살펴보았지만 간단하게 이번 영상에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바바라는 반사 반격에 대한 공격능력 및 능력치 향상이라는 리뉴얼이 있었습니다. 능력치는 기존 육성, 각성, 말렙시 치명 확률이 10%였던 것이 25%로 올랐고요. 스킬의 경우 각성 스킬이 기존과 달라졌습니다. 일반 공격전 방어력 증가였던 각성 스킬이 생존이라 하여 방어력 증가와 함께 매턴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럭자로 인하여 추가된 15강까지의 스킬을 살펴볼까요? 11강 시에는 두 번째 스킬인 상급 회복 바피증이 25%에서 50%로 증가 12강 시에는 세 번째 스킬인 반사반격 강타의 계수가 100%에서 150%로 증가 13강 시에는 첫 번째 스킬인 공격력 감소가 상급 저주로 변경되면서 능력치 강화 제거와 모든 능력치 마이너스 65%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14강 시에는요, 각성 스킬인 생존의 회복 계수가 12%에서 24%로, 방어력 증가가 65%에서 95%로 증가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강 시에는 세 번째 스킬 반사반격 강타 계수가 150%에서 175%로 증가하여 추가 피해가 적의 방어력에 의한 피해 감소를 무시하고 적용되게 됩니다. 저는 15강 바바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총 9가지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실험에 사용한 바바라와 제 상대방의 스펙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레스를 사용한 경우는 능양면을 발라주기 위해 사용한 경우입니다. 실험에 사용했던 제 바바라 15강의 스펙이고요. 첫 번째는요, 10강 활활 마모니르 노버프를 레피와 베나카 버프를 받은 15강 바바라가 공격 시 실험 영상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동일하게 10강 활활 마모니르그 대신 아인돌린 버프를 받았습니다. 이 마모니르를 레피 베나카 버프를 받은 15강 바바라가 공격 시 실험 영상입니다. 세 번째는요. 노버프 10강 활철 마보디르를 레피, 베나카 버프 15강 바바라가 공격 시 영상입니다. 네 번째는요, 노버프 철철 마모니를 이제 레피 베나카 버프를 받은 15강 바바라가 공격 시 실험 영상입니다. 같은 경우 강화 무효화로 버프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레피이와 베나카를 발랐고 치약이 터질 수 있도록 세팅을 한 겁니다. 그의 마모니레가 노버프인 경우에는 15강 바바라가 시약이 터진 경우로 웬만해서 에너지 가드는 다 지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눈이 좋지 않아서 눈이 좀 더 좋으면 완전 삭제도 가능할 것 같고요. 하지만 네, 또한 공버프뿐만 아니라 치명 피해와 축복이 지워지지 않는 15강 미카를 발라준다면 원버프로도 마모니르는 꿀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아인돌린 버프를 받은 바피감이 있는 마모니르는 좀 힘든 것 같아 보이네요. 다섯 번째 실험은 10강 철철 레비아를 레피와 베나카 버프를 받은 15강 바바라로 공격하는 실험 영상입니다. 네, 여섯 번째는 아까 같이 식강 철철 레비아를 대신 버프를 세레스 레피 버프를 받은 15강 바바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능양면을 걸어주는 거죠. 철철 레비아가 경우에는 능양면을 발라줘야지만 제거가 가능하네요. 능력치 면에서는 능양면 빼고 세레스 버프는다 지워지니까 실질적으로 능력치 증가는 레피 공복품만 받은 상태로 제거한 거는 좀 유무치가 낮아도 좀 가능한 부분이네요. 네, 일곱 번째는 자, 노버프 15강 활활세실입니다. 이를 레피 베나카 버프 15강 바바라로 공격 시 실험 영상입니다. 네, 여덟 번째는요. 이번에 요한 버프를 받은 15강 활발세시를 레피 베나카 버프를 받은 15강 바바라로 공격시 실험 영상입니다. 로한 버프를 받은 15강 활활 세시렐, 세레스 능양면을 바른, 그리고 레피 베나카 버프를 받은 15강 바바라로 공격 시 실험 영상입니다. 사실은 레비아와 같은 상사반이지만 헤어면이 없고 생명력이 높아서 능양면을 발라주지 않아도 그냥 제거는 가능했습니다. 요한 세실은 능양만 없이는 제거가 불가했지만 능양면을 발라주면 제거가 가능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 바바라를 사용한 결투장 영상을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자 여기까지로 제가 준비한 15강 바바라 용병 사용기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바바라 이외에 또 다른 15강 용병 사용기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모두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굿바이